안녕 좋은 아침이야 나 졸리다 고마워 해줬어 한 이필이면 해? 오늘 얘는 살이 많은데 안녕. 사랑해. KDC 아침이야. 네. 이번에 안녕. 사랑해. ¿Puedo pagar con tarjeta? ¿Puedo pagar con tarjeta? Te prometo que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뭐하지? 어디가? 우리 전자레인지 사러 갈 거예요 우리 어디가? 이정 있어야 되는데 뭔데? 식당? 무슨 식당이야? 몰라 식당이야 무슨 맨날 surprise야. 어 싫어해? 알고 싶어 추워 진짜 추워? Tengo frío지. 아 그래? 응 내가 생각하는 위치 여기야 무슨 위치야? 왜 얼굴 그래? 뭐야 이거? 오히 하우스? 거기 뭐 이거 호기인가? 어? 뭘까? 호기? 고기 고깃집이야. 고깃집. 어. 고깃집. 거, 기 가볼까? 고깃집에 왔네. 확인해 볼까? 한국이야? 한국 가게. 몰라. 여기 옆에 뭐 있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소주 어디 있어? 소주. 그치. 소주는 거의 만원 나 소주 마시고 싶었는데 어 하나 마셔 근데 혼자 마실 거야 그럼 오늘 나는 아르나 얼굴을 먹을 아니, 거야 하나만 쌀을 먹으니 정말 꿀맛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제 영상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일주일에 두 번 저희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한 번 더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아디오스. 아스탈레고.